잘, 잘 들리나요? 네, 잘 들려요. 한번 통기타로 불러보겠습니다.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를 숙이고 아 그래서 창문에 썸팅을 하나 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 그래 나도 웃고 마라고 하더네요 나도 애교 부리고 실수해요 마음이 아프면 울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울수 나도 맨날 틀리고 후회요 나도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다 큰 어른도 울어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널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를 숙이고 아 그래서 창문에 썸팅을 하나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화도네요 나도 애교 부리고 실수해요 마음이 아프면 울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맨날 틀리고 상처를 받는다고요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먹어도 된다 맞아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형 내 소리 안 들려 네.